화를 내면 화내는 나쁜 유전자 DNA가 미래의 아들, 딸이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달될 테니 조심해야겠죠. 화 안 내고 지혜롭게 해결한 뒤에 그 지혜로운 좋은 유전자 DNA를 전달하는 게 좋겠죠. 화를 내고 성질이 고약하면 콩팥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부신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혈압과 혈당 수치를 높이는데 특히 이 부신 호르몬은 일평생 나오는 양이 한정적이라서 소모된 이후엔 활성산소가 들어와도 소화를 못 시키게 되고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 암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. 뿐만 아니라 성질이 고약하면 어떤 놈한테 맞아 죽게 되든지 교통사고로 죽게 돼버리든지 이 사회에서 매장돼 버립니다. 주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바람 유발하면서 온갖 악재가 겹칠 수 있는 이 지옥 같은 삶을 초래한다는데 이래도 화내실 건가요?